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다크티코랑 오리지널 티코 누텔라 어, 밀크, 키캣 트윅스 구루니, 구른, 구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맛이 약간 허쉬 우유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